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때 바스에서 먹었던 치미추리 소스 그게 너무 맛있었어서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재료를 다 사왔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닭고기 같아 보이지만 대구입니다. 와 오, 무시무시 안 돼? 그리고 카스타드 초코파이가 런던에서 얼마냐면요. 이렇게 6개, 6개 든게 2.25파운드. 3,000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. 네, 저는 지금 Poundland라는 곳에 왔어요. 남편이 내일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일 비 소식이 있어서 우비가 있는지 보려고 왔습니다. 이렇게 우리나라의 다이소처럼 온갖 것들을 1파운드에 파는 곳이에요. 이제 할로윈 시즌이라서 이제 할로윈 제품들이 막 나왔어요. 네, 파운드랜드에는 사운드랜드 로비를 안 파네요 장 보러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카트 들고요 shopping today? Shopping good. 오늘 사려고 했던 야채들 다 사고 이제 두부가 이번 마트에 없었어서 다른 마트에 두부 더 사러 가요.